자 보이세요 빨리 지나가고 나무 먹겠습니다 자, 보이세요 정우씨 보이세요 깜짝 때가 아닙니다 보세요 이거 자기 거 뽑으면 야 자기가 가지는 거자 다, 어. 다 랜덤이고요 다 가지고 자 이쪽부터 하나씩 뽑으세요 그게 자기 번호입니다 보셔도 돼. 옆에 사람 보여줘. 근데 자기 번호야. 그래서 나 왕이라고 돼. 거짓말. 무한도전 너무해. 나 선물 없습니다. 어이 자기 번호란 게 뭐냐면은 아, 빵 자신 자신을 나타내는 번호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왕 뽑아서 만약에 여기서 3번이 나왔어. 근데 내가 3번이야. 야, 고마워. 거짓말. 같이 샀지. 뭐죠 뭐죠 뭐죠? 뭐야? 뭐죠? 뭐야? 뭐지? 우리 컵 아니야? 그냥 본 건데? 어? 어. 양초네요.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한 2018년이었습니다. 2019년도 어. 즐겁고 더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. 향기롭고 아. 어. 빛나는 한 해 보내세요. 와. 3번이요. 어, 나 음. 비싼 거예요. 그리 안에 핸드크림은 제가 발 고른다. 어, 어, 어, 어, 보자. 아, 표정 표정. 왜 왜 <laughs> 좋아서 좋아서 좋아서. 너 저는 8번이요. 8번. 감사합니다. 아, 10번. 넘버 10. 실습 조교답게 마스킹 테이프로 아주 <laughs> 꼼꼼하게 진거 안 나네. 진동은 안 나네. 그 발을 씻자. <laughs> 냄새 제거. 발을 씻자. 13번. <laughs> <laughs> 야, 나 진짜 좋아해. 봐봐, 봐봐.